2020년 11월 2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있어요. 불탔나? 뭐 불타 불타는 중인데 어디로 가? 어? 어? 뭐야? 어? 방금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가 왔다 가진 않았지만 누가 있, 있을 수는 있지 그렇지 누가 왔다 가진 않았지만 누가 있을 수는 있지 그렇지 그렇지 처음부터 누가 안에 있을 수는 있었겠지 간만에 흉가 치고는 세구나. 와. 안에는 좀 따뜻해야 되는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기분이 장난 저 실례인 건 알지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어? 어? 어? 일단 확인. 일단 확인하자. 일단 일단 확인 먼저 하고. 잠깐만 그 다음에 잠깐만 바꿔 하자 일단 확인 먼저 하고 잠깐만 바꿔 하자 잠깐만 바꿔 하자 일단 확인 먼저 하고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리 가 저리 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혹시? 저, 죄송한데요.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음. 와 여기 진짜 세다. 진짜 미친 듯이 세네. 어차피 이대로 안 보내주실 거죠? 어디 계세요? 어차피 이대로 곡견을 안 보내주실 거죠 지금 한 두 분이나 세 분이 계시죠. 어, 아, 토익을지 못하라. 아, 조금만. 화를 푸시고. 와, 오늘따라 왜 그러지? 보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 잠깐만. 어, 어지러워. 아니 그 잘못 했어요 뒤로 저기 저 병풍으로 병풍이 갑자기 쑥 오는 것까 여러분 봤 문제 나가라 아 여기도 나 아, 진짜 너무 힘들어 퇴근 가게 아니라 퇴근이다 사실 나 너무 힘들다 안돼 여기 안돼